좀 있으면 큰 것도 올 거야. 아니고 화내지 말고 여기로 얼굴을 넣어 아우야 응? 아니 <laughs> 여기다 얼굴을 넣으니까 した。